안녕하세요 최왕쿠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고시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시텔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가족들이 5년 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집이 없는 상태라 저는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고시텔에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3곳의 고시텔에서 거의 2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선 고시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을 구할 때 가장 부담 가는 부분이 보증금이잖아요. 고시텔은 월세 이외에 보증금은 필요가 없고 공과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냉장고 같은 필요한 물건들은 다 있고 밥, 김치가 공용 주방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밥값을 조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공용으로 된 곳과 방 내부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부하고 밥 먹는 책상입니다. 책상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물건을 몇 개만 올려놔도 금방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대인데 크기는 싱글 사이즈 정도? 남자 한 명이 누우면 끝이에요. 좁은 방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침대 밑은 신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솔직하게 잘 되는 편이 아니라 전기장판은 필수입니다. 냉장고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지만 요리를 잘 안하는 저한테는 딱 좋은 냉장고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 수납 공간은 보통 고시텔이랑 조금 다르게 벽 쪽에 책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옷이 많은 저한테는 딱이었고 침대 머리맛 위쪽에 큰 옷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저는 공용이 아닌 제 방에 화장실이 있고요. 제 기준에서는 나름 깔끔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쓰는 전자레인지, 주방 도구, 인덕션, 밥솥, 정수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밥솥의 밥은 항상 사장님이 준비해 두시는 편이고 김치도 1인분씩 소분된 걸 가져가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분리수거 중요하죠 방이 작기 때문에 쓰레기를 놔두면 금방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었거나 버릴 것들은 현관 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분리해서 버려버립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냐면 공용 세탁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하면 됩니다 근데 공용이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나 퇴근 후 시간은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고시텔은 건조기도 있어서 방에 빨래를 널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방음 방음은 정말 안 좋은 편이고요 저는 이제 적응이 됐지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방은 아니고 한 3칸? 2칸 떨어진 곳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냐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우선 저는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방만 거주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45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고시텔은 살았던 곳 중에 제일 높은 월세의 방이라 방 내부나 복도, 주방 전부 다 깔끔하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LH를 통해서 전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다음 한국에서의 영상은 이제 새로운 집에서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